상대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 바로 꺾어 버려요. 사람 막편하게 만들고. 근데 지금 애가 지금 일하우스를 그 해버리는 거야. 애는 지금 점심시간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언제 가라고 난다 먹고 갈 거라고. 일하우 벌, 벌써 한다고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. 일하우스 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. 꼬진데 여기 좀 달아요 달아. 소스를 설탕 간장에 설탕을 좀 많이 해서 절여놓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 How much? Ah, How much? How? 12. Villa 12. 12? Kamuti. 아, sweet potato. 바나나도 있고. 아, 또. Can I try? This is banana. 스, 스윗 포테이토 이사 이사레 어 이사 이사 나레. 이사 어.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나 보다 안 데워주네 줬으니까 한 개에 12페소씩인가 보다 라면 하나 밥 이게 12페소밖에 안 돼요 12페소 이렇게 맛있는데 12페소면 얼마야? 250원? 300원도 안 해요 300원도 안 해요 밥으안 돼도 이게 배고플 때 든든한 같이 바나나가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종류한 200개 된다 그랬나? 지금 몇십 개가 된대요 그냥 먹으면 맛없는 바나나가 있고 삶아 먹는 바나나가 있고 쪄 먹는 바나나가 있고 요것, 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튀기니까 맛있네요 튀긴 건데 그렇게 막 느끼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음으로 튀김 그다음 튀김 아까 두 개 샀는데 하나 가 먹으면서 씹다가 안 찍고 하나 먹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못 뺐어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맛있게 느껴요 여기 후추가 들어왔나아 오늘 길거리 음식 성공 디저트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Thank you.